응. 아빠가 진라면 많이 사오래 고구마? 단어가 이거 한국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 포카리 스웨트 못 봤어? 한 번 안 먹어봤어? 준우는 안 매운 거 사. 이거 네개 네, 매운 거 4개. 아니, 먹고, 먹고 10개, 5개. 먹을 거 먹고. 세 아군이 없구 저쪽에 있다. 아 이거 잘안 좋는 아그 칼로는 먹는 아 다른 거지? 라면 살이 없어 70? 70 70 있어 응? 4개 4개 먹못싼 것도 안 돼. 음. 뭐야? 두개 순대는 얼마야? 과자는 좀 넘어가고 아, 김말이 살까? 어. 오늘의 메뉴는 분식 애들은저 됐어? 사산데? 사사 너 젤리도 샀어? 나 젤리 뺄랬어 그래 아, 너무 많이 저긴 아, 말이 아쉬운 대로 분식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. 다 먹는다고? 식사로 합시다. 국물 떡볶이야? 응. 음, 음, 그만 촬영하게 왔는데. 먹고 싶어요. 자, 응. 편하게 먹어 아주 편하게 아주 편하게. 엄마가 맛있게 튀긴 김말이 어, 구독, 좋아요 한 번만 수고한다.